찾아오셨네 모시여 드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여 드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고난 크셔라 모시여 드리세 성자 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드리세 헛된 교만 버리고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드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하늘에서 부르네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안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 모시어 드리세